사진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게 돼서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 영상으로 볼까어요 네, 잠시. 기분이 어떠냐고? 네. 좋은데? 아니. <laughs> 그 2년 이쭉 쳐다보고 해야 네, 되겠지?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못했는데 사실 우리는 어, 정월 대보름꽃을 쳐야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덜 먹고 이런 기준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 그나마 올해도 대보름꽃을 못하고 단옥꽃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관객들 대지는또 우리 고전의 사람들 만나서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모처럼 만에 밖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공연을 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어,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더 좋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내 코로나 때문에 뭐 묶어져 있다가 밖으로 못 나갔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앞으로는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아 어, 외국어로 해도 좋겠다 영어로 영어로 오케이 영어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어, 기분? 응. after two years of uh, being only online event. So finally uh, we are able to come here in person to see all, all of them perform. So I'm excited and I'm looking forward to hear them uh, perform and see all the performance. So I hope uh, not only this year but many years more to come they continue to, to uh, develop uh, the Pilbon Hakut culture and all of all of t h e r e l a t e d stuff. So I really look forward to it. 너무 좋죠. 날아갈 것 같죠. 아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공연 파이팅 할 거예요. 진짜 굉장히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를 겪었어요. 저희는 어, 진짜 전체적으로 뭐 우리도 힘들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힘들었겠지만 저희 문화예술 교통은 더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어, 오래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사실 흥분되고 긴장하고 너무너무 설레임 속에 너무너무 진짜 행복해요 어, 이게 진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 그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때 관객들의 소중함을 같이 하는 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관객들의 함성이 있고 없고를 아마 오늘 특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힘들었거든요. 관객이 없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 관객의 그 숨소리마저도 너무너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